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게임 전문 BJ 깜찍이 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일단 은 우리 광고 채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포, 스턴 세 개 동시에 걸리는 오 70대 발상! 오 형님들 70대 발상했어 70 자, 수정객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수정계고 <clears throat> 그리고 오 80대 달성 스펙터 더 비기닝 두 번째 시간 아, 우리가 80대까지 키워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